더하기 1은 숫자 머리를 해봐요 숫자 1, 1 더하기 1은 2 2 2 2 2 2 2 2 2 더하기 1은 숫자 머리를 해봐요 숫자 1, 더하기 1은 2 Eat.